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지난주에 갈라크론드 주술사에 들어가는 카드들이 nerf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의 메아리 도적, 갈라크론드 전사와 같은 다양한 deck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전장에서는 악몽의 융합체가 삭제되었고 몇몇 카드들의 선술집 단계 조정이 있었는데요 하스스톤 개발자의 트위터에서는 휴일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패치를 하고 싶었고 1월 6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패치를 할 수 있다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전과 전장 모두 지속적인 패치로 더욱더 재밌는 하스스톤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하스펀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소금 발라 도발 발려 그러면 오? 뭐냐 이거? 뭐야 이씨 뭐야 아니 왜 지가 잘한 아니 아니 모든 걸 다 맞추면 어떡해 저거까지 맞추면 어떡하냐고 나도 사기 좀 치자 그렇지 아 잠깐만요 어? 좋아 알렉 알렉으로 알렉으로 알렉하고 나가면 만원 어 진짜요? 아 근데 나가라고? 아니 알렉으로 알렉으로 알렉은 했는데 <laughs> 어! 상대 나갔어 알렉으로 알렉으로 알렉하고 나갔어요 크게 돌리구나 아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 잠깐만 아 이거는 아니 내 피지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이것 때문에 어 뭐야 내 깨물이 어디 갔어? 아니 이거 진짜 뭐야? 아니 내가 고리를 여기다 썼다고? 와 드디어 해보는구나 리로이 내주고 한생 바르고 눈세이기 바르고요 한 대 때려요 그 다음에 비로한스 잠깐만 이거 다 죽여야겠다 다 죽여버리고 비루한생활사로 처치 그러면 이거지 아 야, 드디어 성공했다. 아이고, 힘드네요. 아! 졌어요? 죽었어요? 아직 몰라요. 전 질, 일단 지금 아, 근데 좀... 진짜. 아, 또운 없어요? 세 판 연속? 아니 근데 나만 없어? 네. 아, 아직 모르긴 한데 네. 그러니까 지긴 지는데 네. 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. 오른쪽. 그 3대 7 7 50이 안 죽는. 안죽요까 아, 괴수 뭐야? 괴수 뭐야? 괴수 뭐야? 잠깐만. 야, 어, 어, 어. 어떻게 어디어디게 괴수 뭐야? 괴수가 아, 왜 나와? 괴수 데미지 때문에 죽나요? 괴수가 왜 나와? 저것 때문에 죽어요? 이건 레전드 유튜브 강 나오나요? 개수가 왜 나와? <laughs> 유튜브가 성공! 아 축하합니다. 이거 이거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은데? 아닌데 그거 먼저 잡으면 안 되는데? 야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!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게 게임이야? 야 잠깐만 안 되는데? 아! 아 야왜 이렇게 많이 쏘냐 야 꽈광 다시 나와 다시 가자 다시 출발하자 스니든 안 스니든 당연히 안 사지. 오케이. 아 어차피 이것도 맞아서 이겼다 이거. 아야 <laughs> 진짜. 뭐 하는 거야 도대체? 이 <laughs> 진짜.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? 아니 아 이겼어요 그래도 이겼어요 아 그래도 이겼는데 그런 건 맞아 아 이거 세 마리 준다 레전드 그 자체 어우 좋다 약간 불안했어 영능을 눌러봐 가.. 어 잠깐만 카드가 친 이러면 어때? 짠! 짜잔! 갈라지는 환영이었습니다! 얘는 필요했잖아